일단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하러 가봅시다. 지금 세차해도 괜찮겠지? 있겠지? 이제 세차하고 왔는데 세차를 하면서 물기를 닦는데 물, 물이 이렇게 얼어 가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빨리 해야겠다 영상이고 뭐고 그냥 스스스 빨리 닦고 근데 또 물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콧물도 오네 그 차에 히터 틀어놓고 씻고 하니까 물이 조금 녹아서 얼른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세차는 아빠에게. 그럼 안녕. 일단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 지금은 새벽 5시 50분 설, 설 당일 새벽 5시 50분이고 빠르게 준비해서 차례를 지내러 갑니다. 이제 조금 해가 뜨네. 조금 망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잘해보렴. 됐어. 대추는 왜 쌌노? 뭐라고? 대추는. 되자. 이 어디지? 어. 왜? 아니야, 그냥 놔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밑으로 넣어야 돼 자. 조정아, 나못 넣어. 교회도 둘다 만나. 역적의 전당과 어울린다는 것이알려지면 서로 먹고 뭐 걱정이 아, 개 피곤하다. 떡국이 나고 저렇게나 먹어요 떡국 국물 부족한 날에 떡국 네. 먹고 더 먹어 네. 또 35년간 사모니까 보셨는데 트레몰로 한 배워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결제 사주고 싶지만 못 사주는 거지 그래 너무했다 뭐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데 안 사주고 어, 그래 아유 그 이마트 가가지고 그 이마트에 팔았어요. 아, 귀여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안녕. 음. 소냄새 안녕 간이 진짜 크네. 음. 야, 소똥을 여기 네 밥그릇에 넣으면 어떡해? 어? 네 똥을 여기 밥그릇에 어 미안 밥 먹어 젖소들은 다 궁금해하는데 이 소들은 <laughs> 무서워가지고 궁금하지? 아니 콧 등을 만지게 해주라 좀 무서운데? 뭐가 있나? 와 옛날에 여기서 막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그랬는데 흘러가면 개가 있어 너 묶여있니? 안녕? 어? 이? <laughs> 귀여워 음.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릴 게 매일 기업에서 우유 배달이라고 월 5천원부터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우유를 갖다 드리고 우유가 문 앞에 쌓이는 걸 보고 이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 5천원씩 내고 있거든요 최소 금액으로 그래서 이거 선물 세트가 왔어요 해서 어, 어,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면 일단 이게 있어 골드밀크 lacto-free 제품인데 제가 또 lacto-free 제품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유에 단백질 태워 먹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소화 잘 되는 우유 미숫가루 맛이에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미숫가루 맛은 그리고 다음은 양송이 기름 스프 그리고 다음은 The Great 콤부차 이것도 콤부차 그리고 두 개는 라떼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이고 뭐 아, 뭐, 딸기. 뭐지? 두부. 키위. 짜잔. 제가 제일 투썸에서 좋아하는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 이게 진짜 드물거든요. 판매하는 지점이 그래서 보일 때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차도 있는데 편집하면서 하실 건데 이게 무슨 차냐면 일단 네덜란드에서 사온 건데 제가 네덜란드어를 읽지 못하니까 요거를 들고 있어요 요건데 herb 살때 시나몬이 들어있어서 샀거든요. 제가 또 시나몬을 엄청 좋아해서 시나몬이랑 애플이랑 뭐 여러 가지 약간 단풍잎이 그려진 거 보니 가을가을한 맛인가? 제 입맛에 맞아서 사왔어요. 그럼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발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작게 보는 라인이라 괜찮으시면은 반 사이즈고요. 받아갖고 대구세요? 네, 대구요. 저는 수요일까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 수요일까지요? 네. 사이즈가 없어서 결제를 하고 자택으로 계산을 받고 이제 옷을 찾으러 가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예 맞아요 다 네. 옮기고 하는 바람에 옷을 찾아서 이제 집에 갑니다 쇼핑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딨지? 잡아 잠깐만요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미안해 야! 한말 <laughs> 네, 네, 이럴 줄 알았어. <laughs> 그리고 화이트 라자냐가 유명하대 이거는 기본으로 가자 그냥 식빵인가? 얼마라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어 부은 거 같아 이거 페스츄리 깨보라 무게서 몇개 돼? 이거 모자이크 한거 같아 했어 <laughs> 모자, 모자이크 정성 이 뒤에는 뭔데? 그거 한강뷰 한강 대전 타워 아, 아 이거 타워? 대전 타워를 미쳤나 63빌딩 아. 더워서 마셔 아 근데 크림 크림이 맛있다 먹어볼래? 알아. 이건 단거못 먹고 근 네, 이거 무슨 소명일까? 저거 한자 뭐야? 나한테 한자를 묻는다고 지금 어 이거다 이거다 잘 그리고 목숨명 어? 목숨을 니다 여기 다 봐야지